머리 잘 만질 것 같아. 그치? 건축가 같은 사람. 약 근데 디자인 쪽 하는 사람 같아. 건축가인데 어. 건축가 지 옷이 너무 아니야 요새 건축가들 이렇게 맞아. 어, 자기 몸도 이렇게 건축한 거야. 네. 보디를 빌딩한 데서 보디 빌딩이야. 첫 번째 남자는 스팅이에요. 가수. <laughs> 스팅 저아 근데 네. 듣고 하니까 왠지 스팅 <laughs> 뭐야 그게? 잘 다져진 근육과 이 매서운 눈매랑 그리고 꽤 약간 M자형이면서도 대머리지만 스타일링한 머리를 봐서는 약간 잘 나가는 의사 이분 그거 유튜 아닌가? 락가수? 이 사람은 스팅이야 아 스팅이? 아 맞네 와, 아, 락가수 맞네 그죠? 락가수 맞네 응. 어? 페이스북 만든 사람 아니야? 커버거 치고는 응. 저리도이 회사 로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치 아 너무 두렵다 말하기 너무 유명한 사람일까 말하기가 네. 두렵다 C, CEO 느낌 CEO 느낌 해리 왕자 아 해리 왕자라고 왕자가 왜 이래? 딱 봐도 이 HH 스포츠웨어 딱 입은 거 보니까 이거 사람은 약간 기업인인데? 해리 왕자 <laughs> 얼굴이 약간 원래 수와 그런 게또 달고 얼굴도 되게 재밌게 생기고 머리도 이렇게 산발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겠다. 음. 이 사람은 네. 해리 왕자야. 해리 왕자? 아, 프린스? <laughs> 어. 아니 그런 English people 어, 굉장히 잘생겼네. 그 감정 표현이 표정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봐서 어. 이 사람은 배우야. 이분은 스포츠 스타. 반지를 두 개나 꼈네. 뭐지? 새끼손가락 느낌 지 뭐지? 예민 씨가 얼굴이 그냥 스포츠스 같은 느낌 콜드플레이 보컬 아 콜드플레이 잘 몰라가지고 연기자 연기자 느낌 <clears throat> 연기자 축구 선수다 콜드플레이 할래요? 아, 네. 네. 아! 나 콜드플레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이분은 미드 하우 매치 마더에 나오는 음. 그 테드 테드 여자친구 돈 많고 덩치 엄청 크고 어, 맞아, 맞아. 걔 부인 얘는 뷰티 유튜버야 뷰티 유튜버? 영국 셀럽 중에 하는 영국 셀럽 중에 하한 어. 뷰티 유튜버? 어. 화장품 광고 하는 걸 봐서 아이돌 아니겠어? 그렇 근데 여, 연예인이니까 광고를 네, 찍었겠지? 확실히 연예인 아, 가수네 그럼 뷰티 유튜버예요 뷰티 유튜버? 미셸? 미셸? 조엘라가 이름이에요 아. 올곧은 자세와 어깨의 각, 단정한 수출 뭐 약간 다리도 꼬고 앉았네 아나운서 정치인 옷도 그렇고 뭔가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거나 좀 비슷했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BBC 앵커야 아 앵커 그치 느낌이 딱 그랬어요 맞아 마이크 마이크폰 이거 딱핀 마이크 달고 정치인 나도 정치인 하려 했는데 그럼 나는 대통령 이 사람은 BBC 뉴스 진행자야 <laughs> 에 그거 모르 이 사람은 여왕이야 여왕이야 도리아야 이 여자 그건데 배우 그거 아니에요? 저 러브 액츄얼리 나오는 아, 옛날에 무슨 그거 뭐지? 아그 메이드 하는 영화 그것도 있었는데 코 이렇게 분장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Love Actually 저 이번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에마 스톤을 좋아하세요? Love Actually 나온 오. 그 배우 맞아요 맞아요 배우 <laughs> 맞아요 한 번에 맞추네 어. 이름도 혹시 알아요? 이름이 아 알았었는데 들으면 딱 아는데 엠마 스톤 아니잖아요 엠마 스톤 아니에요 엠마 스톤이에요 어, 나 멘붕이 엠마 스톤 아닌가? 맞아? 저 맞아? 네. 이거 아니라 엠마 톰슨이다 Hey guys, did you enjoy our video? Just click this link to subscribe us and share with your friends on Twitter or Instagram, everywhere is okay. And don't forget to <laughs> follow me on Instagram. ID is CHNQQQ, triple Q with dash bar. Underbar? Right?